갑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업무 녹화해야 돼. 와. 아니 열교 진짜 미쳤어요 이거 와 뭔가 진짜 옛날 옛날 옛날 시대 그대로인 것 같잖아 게임이 완 옛, 옛날에 진짜 우리 진짜 전쟁하는 느낌이야 와 대박이야 와 반대쪽도 열, 열기고 있는데? 아닌가? 아닌가? 우리 쪽만 있는 건가? 이거 추락할 수도, 추락할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가 오씨 죽을 뻔했네 여기 구에서 총소시 있네 돌았네 <laughs> 어 이거 너무 어마무시한 대작인데요? 와 여러분들 혹시, 유튜브 여러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이거? <laughs> 자 여기 위에 있는데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 게임 야, 네, 이래도 이래도 안 할 건지 아 진짜 뭐 그냥 예, 대박이네요. 뭐야? 아, 스테커 있었네? 어, 잠만, 잠만. 여기, 여기 좀 떨어지겠다. 와. 이제 여기 우리가 제일 안, 제일 안전해. <laughs> 아. 헐 망했다 여기 못 올라가? <laughs> 설마 오우 야야야 진짜 여기 농사가 아닌데? 구멍으로 가야겠다. 와 진짜 개소름이다 아 나 고소공포증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아름다워서 고소공포증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 네, 왜왜 왜 왜 왜 왜 다 내리는 거야 여기 터져요? 와 근데 레, 좀 렉이 걸린다 와우 퀄리티 너무 심해가지고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아 objective Freddy. Her objective is ours. Make sure it stays that way.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어우 아! 타야 되는데 아씨 곤란한데 이러면 와 근데 렉이 쩐다 약간 나 이거 왜 장비만 타면은 안 움직여지지? 장비가 조종이 안 돼. 근데 열기구가 터질 것 같아요, 고르시면. 예, 느껴져요. 봐봐요. 어, l g 터진다! 와! 봐, 어, 보여요, 지금? 하늘? 보여요? 보여요? 와. 와. 보여, 보여, 보여? 와. 야. 와, 제한바 지렸다, 진짜. 와. 열기고 떨어지는 거 봐, 저. 와. <laughs> 미쳤네, 이거. 죽으면 칼로 죽였다. <laughs> 와 열기구 진짜 지전이다 저거 와 열기구 터져서 완전 안개야 지금. 와 근데 여기까지 열기구 영상이었어요 배틀필드 1 여러분들 네, 꼭 하시길 10시간 무료입니다 10시간 무료기 때문에 꼭 하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감사히 되시는 분들 바이바이 왜요? 어? 왜요 왜요? 아니 그 애들이 네. 팀플이 좋네 쟤네 많이 준다 보네 탱크 하나가 보이니까 사방에서 그냥 폭탄 들고서 그냥 막 뛰어오는데 탱크한테 자 열기구 이제 무너집니다 고리좀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밑에서 여기 요즘 사람도 많으세요 불타요 지금 혹시? 타는데 불? 안 타요? 아, 안 타요? 다시 다시 불 탄다 불 타요? 내려야 될 각이에요? 여기고 여기고 밤피 밤피 아 아니 내려 안 내려 될것 같은데? 어 터진다 인데 터져요? <laughs> 이제 막불 막 불나는 것 같은데 사방에서 다쏴너 나 무서운데 지금?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이거 엄청 막 막고 있는데 여기. 지금 내- 려야돼 말아야 돼? 내려야 돼? 오! 불 타고 있어 이거 지금 오! 출근한다 출근한다 출근한다 나 혼자 남았어! 으아! 빨리 살아요. 혼자 남았어 우와 이거 갑시다 이야 열기 와나 죽었어 나 죽었어 와 마지막 신 일부러 남았어요 내 네, 열기 위에 죽, 죽고 방, 방, 방송 뭐볼래 방송? 개쩔지? 열기 터지는 거 어때 신? 아 쩐다 진짜 쩐다 열기뭐 <laughs> 오브젝트 파괴가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진짜 legend다. 생방송 맞습니다. 꼴님. 아, 이제 배필문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진짜로. 예약 구매한 보람 있는 것 같아. 진짜로. 아, 쟤네 그 비행기가 폭격을 되게 잘하네. 조정을 되게 잘하네, 걔네들이. 잠시만요. 녹화 중지할게요. 잠시만요. 여러분들. 잠시 미안해요. 잠